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태국인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제 친구 숙소에 왔어요 하, 진짜 태국 사람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비샹 네. 사디카 와! <laughs> <laughs> 개구리. 이거 개구리 고기입니다. ขึ้นพูมพูมพุ่มจำจำขาขาขามากินขาอะไรอ่ะโอบจะไปตักต้นขาให้โอบลูกเลยแกยืนโตกินขาต่อยมัน You don't touch she กลบกลบกลบกลบ 개구리 미안해. <laughs> 와. บเลย มีความสุขมากๆนะคะ Happy very much There is beautiful 이게 밤이 되면 이렇게 오. 지금 이렇게 봐도 멋집니다. 이야. This one, I do this one. 음. 아, 아, 아. 진짜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저희 친구들에게 진짜 감사합니다. 어. <laughs> 참고로 여기가 태국에서 해돋이를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곳이래요.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기 사원이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다고 합니다. need I'm a sick. oh, oh, oh, oh. you can eat. Yeah. 땡큐 오케이 오케이 와우 이리 오거라 한 마리 한 마리 앉아라 한 마리 앉아라 그렇지 그거 먹어 야 와우 예예예 예, 예, 예. 야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뭐야 오 진짜 야 절로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가라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떡이라는 음식이에요 should not eat. 브라보! 이렇게 우본라차판으를떠나드렸습니다 진짜 고마웠어 제 여행을 도와준 우리 파타마 누나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이 누나가 지금 하이킹을 가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<laughs> 이렇게 우볼라 차차는 끝까지 재밌게 마무리할 것 같네요